올라가시고요 올라가셔서 시면 되겠습니다 to tell you. Mm-hmm. 있습니다. 우리 미디어 플라스 선생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